안녕하세요. 오늘의 운세 뽑을게요. 흉, 짠! 두둔! 끝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. 응? 여러분,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? 이런 영상은 어떠세요? 재미있는 영상이 훨씬 많으니까 샤이닝스타 채널 꼭 구독해주시고요. 저 버추얼 나라도 많은 사랑과 기대 부탁드려요.